2월 5일 오늘의 일기 오늘은 이제 첫 번째 팬미팅인 앵커넥트 바로 전날이다 그렇게 계속 얘기해오던 앵커넥트가 드디어 첫 번째 팬미팅이 드디어 이제 하, 게 됐는데 아 오늘 이제 뭐 가, 가가지고 이제 무대에 가서 리허설하고 계속 이제 뭐 한번 마, 무대에서 한번 맞춰보고 계속 연습해보고 음, 그러 이제 내일 팬미팅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고 그래서 뭔가 처음에 딱 봤을 때 되게 생각보다 너무 이게 커가지고 그 공연장이 그래가지고 조금 딱 봤을 때 되게 뭔가 갑자기 긴장되고 좀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계속 연습해보고 하니까 좀 적응이 되고 그리고 또 뭔가 음, 전부터 계속 얘기해오는 거지만 뭔가 그냥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무대는 멋있게 보여드리고 계속 즐기면서 하려고 계속 마음도 그렇게 생각했고 근데 당연히 설레고 그리고 긴장도 안 되는 것도 이상하니까 그래서 그냥 되게 팬분들과 재밌게 재밌는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고 또 리허설 하는데도 리허설인데도 되게 뭔가 그런 리허설인데도 엄청 많이 이게 뭔가 진짜 공연하는 느낌도 나고 진짜 이게 처음으로 관객분들 인진분들 앞에서 하는 무대다 보니까 진짜 그렇게 무대에 엔진봉도 있고 하니까 되게 뭔가 감동 감동을 좀 받은 것 같다. 그래서 내일은 더 힘이 날 것 같고 진짜 오늘도 뭔가 그냥 그런 상상만 했는데도 되게 그냥 힘이 났는데 내일은 훨씬 더 이제 엔진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은 진짜 그 에너지가 너무 잘 와닿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오늘 좀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음 이제 오늘 그래서 뭐 다 잘 마무리했고 음, 큰, 큰 문제 없이 잘 마무리했고 앞으로 이틀 동안 음 일주일 동안 있을 앵커넥트를 이제 어떻게 잘 끝내야겠다 약간 음. 음. 그래서 오늘 오늘 오늘은 이제 좀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잘 이제 자고 또 이제 내일 바로 또 아침에 가서 조금 한번 더 맞춰보고 그리고 이제 바로 또 어, 엔진분들 같이 하게 되는데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화이팅 드디어 디데이 안녕